네, 5G 자율주행 원격화. 여보세요?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지금 영상통화 연결합니다. 가장 가까운 응급센터 연결합니다. 교통 신호를 제어합니다. 37, 39 가까운 구조 지점을 찾습니다. 자율주행 시작합니다. 교통신호를 변경합니다. 89 89 89 장애물이 감지되어 급정거했습니다. 음, 빨리 그 다음에 뭐죠? 5G 기술로 만들어질 따뜻한 이야기들 우리의 행복한 시간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미래 KT가 함께합니다 비플 테크놀로지 KT